쾌활하게 가자고! 에너지가 필요해 의미 없는 바람이야 묻어줄게 죽여버리겠어 훗! 훗! 쓰레기들 부서져! 의이 없는 바람이야. 묻어져. 빠르게. 과거보다 어? 쓰레기. 부서져.